낭방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생수인의 상호 보증에 복종한다고 하는 중간관계 이해는 이거는 마음을 획득했던 건 파면되는 것같습니다그 진공 가시니까 열대를 붙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팬으로 한 30분을 수술해서 이걸 열었어요. 미국에서 어렵게 마련한 판, 국내에서는 열 방법이 없다며 망치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축구공 바람에 빠지면서 쭉 들어간 거죠. 이빨 툭튀나오고 가슴만 남아있는 거예요. 진실을 다시 수습하는 과정 역시 부모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아니, 심정으로 모든 과정을 견디며 기다렸던 후손이 결국 남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종에는 상부경이라고 하나 받았습니다. 보금으로는 관찰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는가 싶을 만한데 명확한 정상을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 경진은 그때부터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며 1년 가까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시신을 다시 본 충격과 여전히 죽음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부모에게 기분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머니의 계속되는 시위 속에 검찰도 사인 비용을 위해 노력했고 저는 들의 자문을 통해 몸으로 밝히지 않는 사인이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공연에 다 다가 원인이 있다. 부분이 다 나온다. 안 나오는 게 물에 빠져서 있는 말이 들어가죠. 그게 뭐냐면 물에 빠졌는데 물아픈 거예요. 그 물어가야 지고그러거 역시 부검으로는 알 수 없는 다른 이유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감성으로 얘기하면 외부의 존경으로 심장이 갑자기 갑자기 부정맥을 놓고 멈췄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주의 심장을 먹게한 외부의 충격은 무엇이었을까? 한사는 바로 장어 목격자들의 진주 속에 있을 겁니다. 당시 장어는 진수의 공격을 막기 위해 징이 박힌 축구화로 진수의 배를 찼다고 진술했고 샤로가 발로 진주를 치라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를 맞았다고 해서 그것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을까? 전문가는 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급소라고 부르는 부분을 맞으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신경통이 자극을 받아갖고 그렇다고 사각들을 소입니다 좀더 중다. 복강신경통이란 가슴 근육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증 이이 부분에 잡기 가해지면 신장이 정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명치에 강한 충격을 받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즉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문 당시 학교에서 골 선수로 활약할 만큼 힘이 좋았다고 합니다. 아오 아키 아키야 쟤 아직 지 일은 모르나 봐. 아우는 어디 갔지? 아키.